2011년 2월 14일 이케기 네 오늘은 어, 오랜만에 어, 멤버들과 같이 스케줄을 했다 어제 하고 그저께가 설날이었는데 형들은 다 고향 그 집에 가서 갔는데 저는 혼자서 그 숙소에 있었는데 어 저는 어, 다영, 다영이 그 일본에 못 가니까 계속 엄마랑 같이 대화, 통화를 하면서 어, 네, 즐겁게 보냈다. 네, 독극은 못 먹, 안 먹었는데 그 뭐지 그 어, 언제였나? 그 설날 그거 콘텐츠 찍었, 찍었을 때 먹었으니까 그제 그제 안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근데 저는 미, 미역국을 먹었으니까 되게 기분이 만족했다 네 영, 영화나 뭔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설날을 보내는데 어 정원이 형이랑 같이 뭐 게임도 하고 선우 형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그렇게 너무 네 좋은 휴가를 보내는데 형들이 너무 부러, 부러, 부럽다 되게 엄마 엄마의 엄마가 그 직접 만든 그런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부럽, 부럽고 어 언젠가 저도 나도 어, 일본에 가서 빨리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, 빨리 이 상황이 그 어, 이날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네. 네, 되게 어 약간 이렇게 휴가가 생기면 이렇게 휴가가 생기면은 뭐현들은뭐 뭐 집에 가니까 약간 좀 슬프기도 하고 어 약간 막상 혼자 되면 뭔가 약간 좀 어 그냥 평소에는 그냥 형들이랑 같이 있어서 아 약간 혼자 있고 싶다 약간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는데 막상 혼자서 있으니까 막상 혼자 있으니까 너무 약간 할 게 없었어요 영화를 하나 보면은 뭐 이제 다 그치니까 그냥 그 후에 그 할게 없어요 할 게 없었고 게임을 게임만 게임만 했는데 정말 어 약간 좀 네 잘 쉬었는데 그래도 그 좀 네, 만약에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어떤 기분일까 뭔가 그런 <laughs> 생각을 들기도 하고 어 그랬는데 막 형들 좀 잘 쉬었으니까 뭐 네, 다음 앨범을 준비를 다음, 다음 앨범을 준비를 좀 잘 하고 싶다 너무 어 이번 데뷔 활동 때는 정말 제가 내가 많은 많은 경험을 해왔으니까 어두 번째 그 앨범은 앨범은 정말 어, 더 성장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엔진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어쨌든 간에 정말 내가 얼마나 어,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, 약간 다음 앨범을 좀 준비를 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그 엔지분들한테 좋은 것들을 좋은 퍼포먼스랑 좋은 뮤직비디오가 다 포함해서 뭐 많은 것들을 엔진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으니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엔하이픈 그 일곱 명 모두가 다 건강하고 네 건강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거를 이번에는 목표로 잘 연습도 하고 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2011년 6월 14일 이렇게 얘기 끝 안녕